5초 만에 쉽고 간편하게 인코고 안녕하세요 여행님이에요 오늘 영상은 quality를 좀 높여본 마치 내일 CF같이 찍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인코코의 스피드 매니큐어입니다 짜란! 저는 gray와 핑크 glitter 컬러로 해봤는데요. 한 손가락에 5초면 굽지 않고 붙일 수 있는 매니큐어라서 짱 편해요. unboxing 먼저 해보면 저는 gray glitter 제품 하나, 핑크 glitter 제품 하나 그리고 네일 폴리쉬 리무버를 받았습니다. 지울 수 있는 셀프 nail pedi 제품으로 손톱 손상 걱정 없이 쉽고 빠르게 붙일 수 있어서 편해요. 그리고 보시면 다양한 strip 사이즈로 나와 있어서 pedi와 nail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아주 칭찬해. 그럼 오늘은 네일린이 되어서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손님 glitter 제품 두 종 섞어서 열 손가락 예쁘게 붙이고 가실게요 손님, 먼저 유수분기 제거를 위해 알코올 펜으로 닦고 가실게요. 손님, 사이즈를 선택할 건데 손님 손톱이 너무 앙증맞아서 이거 괜찮으실까요? 투명 필름 제거해서 잡고 매니큐어 떼어 분리하고 손톱 안쪽부터 주름 안 생기게 주의하며 붙이고 가실게요. 어머 여기 남은 strip 부분은 제거해주면 끝이에요. 아이고 손님, 핑크 glitter로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찐으로 3초면 금방 지워져요. 네일 폴리시 리무버의 안장캡을 열고 스펀지 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좌우로 돌려 지워주세요. 손가락 빼시고 잔여물을 물티슈로 닦으면 끝! 손톱 손상 없이 빠르게 너무 편하다. 그죠? 그럼 다시 붙이고 가실까요? 짜란 어머 너무 마음에 든다 얘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손톱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지우는데 손톱 손상 때문에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네일보다 두 배 높은 산소 투과율 덕분에 건강한 네일이라고 하니 저처럼 잦은 젤 네일을 받았던 사람도 무리 없이 잉코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트립도 얇아서 손톱으로 정리가 가능할 정도이니 편하고 사용하기 빨라서 굉장한 핫템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젤네일 평소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머리카락 끼임 때문에 너무 불편했거든요. 이런 끼임도 없어요. 여러분 바쁜 일상 쉽고 빠르게 인코코 하세요 안녕